아이고 별로 다 먹었어 쭉쭉이에 식사 끝!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아이고 별로 다 먹었어 쭉쭉이에 아이고 배불러 엄마 배 만져줄게 쓰담쓰담해져 배 쓰담쓰담해져 음. 좋아 잘 되게 쓰담쓰담 못 먹고 왔어? 아이고 우리도 배 만져줘야지 아이고 우리도 배 만져줘야지 아이고 잘 먹었네 <laughs> 음 신나 아이고 누웠네 간타도 누웠어 블루도 블루도 누울 거야? 화내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기가 먼저, 알았어. 블루 먼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핑크 이쁩니다. 블루, 블루는 그레이에. 네? kita loh Ayo, kit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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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STV.